화려한 눈으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갔다가 소세지와 같은 블록해 보이는 라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녕하세요. JK 성형외과 백혜원 원장입니다. 어, 눈매 교정 수술 후에 눈이 크게 떠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여분의 피부가 있는 경우 피부가 커튼처럼 속눈썹 앞부분을 좀 덮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눈미 교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피부를 약간 치워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속쌍꺼풀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. 만약에 내가 쌍꺼풀이 보이는 게 싫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묻힐 정도로 약간 아래를 바라 봤을 때는 살짝 보일지 모르지만 정면을 봤을 때는 거의 안 보이는 정도의 크기의 쌍꺼풀로 여분의 피부만 약간 들어주는 정도의 쌍꺼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가 상담 때도 어, 프루브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뾰족한 기구를 사용해서 쌍꺼풀을 잡아드리는데요. 그거와 유사하게 이쑤시개 두 개로 쌍꺼풀을 이렇게 잡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얇은 실핀으로 잡아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은 가느다란 도구 두 개로 이용해서 약간 라인을 잡아보고요. 눈을 조금 더 크게 뜬 상태로 이렇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만약에 잘 안 잡힌다고 하면은 두께가 너무 두꺼우셔가지고 쌍꺼풀을 매몰법 이런 거로는 안 되고 이제 절개를 한다든지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어,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좀 잡아보고 나서 너무 커서 모양이 안 예쁘다든지 너무 소세지 같은 느낌이 난다든지 이러면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어, 아니면은 너무 작은 경우 조금씩 주, 키워가면서 그 사이즈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화려한 눈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, 아무래도 조금 크기가 커야지 되고 가능하면 이제 아웃폴드형으로 만드는 게 좋은데요. 그런 눈 모양이 어울리는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굉장히 얇고 지방이 적으면서 앞에 몽고주름이 거의 없어서 가로가 굉장히 긴 눈인 경우에 조금 더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피부도 조금 두껍고 지방도 좀 있으시면서 눈이 평면적이거나 한몰령이신 경우에는 오히려 욕심내서 살짝 크게 갔다가 소세지와 같은 불룩해 보이는 라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이즈를 작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, 저는 아무래도 조금 쌍꺼풀은 자연스럽게 눈 동자는 또렷하게 보이는 어, 눈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연예인으로서는 어, 수지 씨라든지 예전에 어, 인기 많았던 성유리 씨 등의 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.